한 달이면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 She continued talking. I'm very excited to meet you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랜 버킷리스트였던 미국 1년 살기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을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해서 미국을 갑니다. 어떻게 재미있게 영어 할수 있는 건 없을까? 찾다가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. 나의 첫 영어 명작 읽기 프로젝트 그럼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명작을 일단 펼치면 음미를 하면서 내용을 읽고 싶게 생겼어요 디자인도 굉장히 감성적이어가지고 빨리 읽고 여기 써보고 싶다 여기 필사 페이지도 빨리 채우고 싶다 약간 이런 감성이 막 돋거든요 It was a small farm near the town of Abolina 어? 아볼리나? 아볼리야?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다가 아 이게 무슨 뜻이지? 이 발음은 내가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놓아요 그럼 1단계 우리 라건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라건쌤! Hello everyone, 케일린입니다 오늘은 Anne Green Gables 두 번째 날이에요 Adapt me 입양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Adapt. 그래서 당신이 나... 근데 여기서 th 발음은 유성음의 th 발음이에요 자, 혀를 윗니와 음. 아랫니 사이에 놓은 다음에 음, 음, bothers y o 이렇게 라관쌤과 같이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2단계 직접 소리 내어서 말로 해보는 거예요 어. 표현력도 늘고 발음도 좋아지고 확실히 말로 해보니까 더 빠르게 느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영어가 언어잖아요. 아, 언어는 결국 말이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아, 듣기만 한다고 해서 또 느는 건 아닐 수 있어요. 직접 내가 말로 표현해봐야 내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 듣고 꼭 여러분의 말로 소리내서 표현해보는 것까지 꼭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 발음, 발성, 표현력 다 늘어나고 영어 발음도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말에 대한 자신감도 붙을 수 있어요 3단계는 필사 페이지랑 영작 페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짠! 이렇게 writing, writing. 분량이 짧다 보니까 딱 한쪽만 할 수 있는 필사 페이지랑 중요한 영작 세 문장 할 수 있는 페이지여서 한쪽이랑 딱 세 문장이네? 금방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게 돼요. 분량이 짧아서 단기간에 확 집중할 수 있고 자기 전에 잠깐, 아침 일어나서 잠깐, 점심시간에 잠깐 이렇게 짬짬이 시간에 공부할 수 있기에도 너무 좋아 게다가 필사의 매력 아시죠? 힐링이 돼요 힐링 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고 내꺼가 되어 있어요 확실히 영어는 직접 해보는 아웃풋을 해야 늘잖아요 이렇게 내가 직접 말로 해보고 써보고 영작까지 해보는 이 아웃풋을 꾸준히 도와주는 영작 프로젝트여서 선생님의 강의로 인풋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과 함께 도 아웃풋을 해내기에 입체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QR코드로 mp3 파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저 원래 mp3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어, mp3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mp3 <laughs> mp3 파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따라 해보시고 또 이동 중에도 들으면서 줄줄줄줄 쉐도잉도 해보시고 진짜 명작 내 거 만들기에 완벽한 코스입니다. 완벽한 프로그램이에요. 다락원 명작 프로젝트가 좋은 점은요. 하루에 딱 한쪽만 정복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. Day 2, 두 번째 날 장표인데 열면 이렇게 한쪽, 한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어휘들 그리고 뒷장은 이 한쪽을 필사할 수 있는 페이지 필사할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 내용 중에서 영작할 수 있는 영작 페이지 정말 하루에 한쪽만 내가 내 걸로 만들겠다 생각을 하면 성취감 느끼기에도 가장 좋고 어렵지도 않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니까 빨리 다음 페이지 공부하고 싶고 그렇게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하면 이 영작 한 권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선생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니까 술술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영작을 펼쳐서 읽다 보면 어, 내가 맞게 읽고 있는 건지 내 발음은 이게 맞는지 해석은 이게 맞는지 막힐 때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때 막히면 다시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같이 공부를 해주시니까 먼저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한 번 더 내 것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선생님의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. 혀를 어디에 놓고 발음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발음 교정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. 어? 이관건 금방 뚝딱 내 거 되겠는데? 이런 자신감이 옆에서 붙습니다. 그런데 명작이라고 하면 영어 어휘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? 뭐 옛날식 영화라고 하던데 그런 걱정을 우리 다락원은 싹 잡아줬어요. 우리 원어민 전문 필진분들이 이 고전에 있는 영어를 우리가 요즘 쓸 수 있고 실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영어들로 리라이팅을 해주셨어요. 리라이팅. 고전 명작의 의미를 그대로 또 이해하면서도 어휘는 오늘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작심 삼일인데 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다락원이랑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심 3일 다 모여 저는 작심 3시간 가요 작심 30분여도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자 진짜 봐봐 우리가 만약에 3일이 됐어요 딱 요 한쪽 딱 요 한쪽만 하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어려운 문장들도 쉽게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요 정도 분량이면 진짜 30분 만에 할 수 있겠는데? 아니 30분도 아니고 솔직히 10분이면 할 수 있겠는데? 3일마다 작심삼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뒤에 가도 아 이 필사 이 페이지 너무 채우고 싶지 않아요 진짜? 저는 이 필사 페이지를 너무 채우고 싶어서 네. 빨리 다음날 채우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필사 페이지까지 채우고 나서 아 이제 그만할까 그만할까 하다가도 어딱 세 문장 집중력 좀만 발휘하면 이거 금방 끝내요 하루하루 공부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셜록 홈즈는 29일, 빨간머리에는 31일, 작은 아씨들은 34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한 달이면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쪽인데 해보자 딱 한 권인데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영어 루틴이 완성이 돼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동성이에요 그 태블릿으로 스마트폰으로 다락원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짬짬이 시간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차에서 이걸 틀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다 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는 공부도 할 수 있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정말 넷플릭스 보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다락원 공부인 것 같아요 설명란에 여러분들을 위한 3일 무료 체험 링크를 달아놨어요. 여러분들 작심 3일 넘겨서 한 달 챌린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3일 무료 체험 해보시고 하루 한 쪽 그리고 한 달 한 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. 저도 우리 다락원과 함께 영어 첫 명작 프로젝트로 미국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꾸준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또 미국에서 만나요. 잘 들어보셨죠? 그럼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. Before Matthew